pocket 돌서서 한참을 걷고 나서 그제서야 다시 감이 났어 눈물이 한 방울씩 나기 시작하더니 숨을 쉴 수가 없이 끝없이 쏟아졌어 아, 너무 슬퍼서 같은 일이라서